시시는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뭐니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아무거나 건너 어려운 거 줄까? 뭐? 어려운 거 하면 하이원? <laughs> 스카이뷰라고 별 다섯 개짜리 그래 오늘 죽자 그래 죽자 그래 죽자 그래 <laughs> 나는 몸도 안풀리는데 시시를 선택해주세요 시의 환경을 설정해주세요 너는 끝나시잘 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제 여성분들 예, 친구 레디티에서 뭐. 여자친구 그림 많아 그러니까 프로들도 보통 한 190, 스크린처을 200이시는데 그러니까 아, 야, 얘 뭐야? 시 라이브 골프님 리요일 저녁 9점에서 즐거운 라운드 하세요. 하자마자 동네 얼마나 쏘시 원래 첫처럼 멀리 갔을 네. 때폭포로 무조건 몰고 산이 되게 날렵하게 치시는데 응. 음. 네몸안 풀어본 거 맞나? 어, 그래. 어디서 연습하고 오신 거아니야 <laughs> 오, 아이가. 먹고. 찍히고 있어야지.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잘 지키고 있다. 아, 야를 치면 몸이 힘들란다니까. 저번에 그때 둘이 치고 오는데 몸살 났다. 아이고. 안 되는겨. 안 되는기라.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오, 맞췄어. 오진님 승니다 멀리 건 오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앉아고 많이 겠네 네. 아. 페어웨이. 오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아 괜찮아요.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오우 네. 샷. 도시야. 도시야. 맛있었던 같아오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주원이 잘 친하는데 왜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아, 유튜브 한 거 애들 많이 봤어. 아 그래? 어, 골프 치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니 재수 씨가 저기, 서진이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치는 거 아니냐면서. <laughs> 별로 치기 싫은데 억지로 치기는 음. 장좀 그런 건 있지. 없지 않아. 우리는 주말에 시간을 빼려면 남의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저희 와이프와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별로 안, 안 그거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별로 흥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전 치는 거 좋아하는데 마음 한쪽에는 집이 막 걱정이 되는 아, 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이봐라 맞아 빨리 거 맞잖아 동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카바 내리막 점사했습니다 오늘은 건는 거야 모른 스카이 굉장히 위에 있 오, 오 미샤 그렇지 라이즈 골프님 수혜자 차례입니다. 안, 안 아. 해줘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왜? 아, 야 이거 있구나 유튜브가. 아, 오케이 알았어. 음. 그리고 레디 하고 나서. 음. 치기 전까지 사이. 컷 그 음. 네, 아, 그러면 맞아. 어, 전선생님 그 그 아.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샷. 치고 됐어. 빠져. 혹시 무슨 일이야? 잠깐. 음, 괜찮아, 편집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야막 욕하면 안 되지 욕 해야 욕좀 해도 이번에 최시로는 334m 거리에 탑4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 나오겠다 그러니까 오대 음. 와 죽어 선생님 수행하 차례인 멀리건 라이즈 골프님 수행하 차입니다 머리 네? 잘못 쳤었어요. 오샷 자연스럽게 왼쪽키 자, 선생님 수행하 차례다가볍 섭취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 그렇죠. 몸에 힘이 조금 더 있고.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굿샷. 힘 빠지기 전까지는. 키 아, 스트하신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와, 샷, 샷. 뭔데 50? 50? 프리웨이. 여보다 여보다 더 멀리 가네. 맨날 보는 시야가 음. 우물한 대구리잖아. <laughs> 항상 이게 서진이가 가끔 이제 식구들하고 칠 때 있고 어. 지인 친구분들 어. 내가 치나 왜 많이 살아 치러 많이 살아 치러 <laughs> 굿샷 아 어? 저건 조금 아. 짧다 오르막이 좀 많네 고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120m. 네. 야. 나빼, 나빼. 라이즈 골프님 수일라 차례입니다. Ready. 맛있어. 자, 선생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네. e 아, 어디 가노? 어디 가노? a p r i 야, 오진 이거 승리다 좁고 그린도 어렵고 레이 네. 샷 오! 오케이 나이다한 우측으로 두 클럽 정도 맞습니다. 초반이라 그래. 네. <laughs> 그렇겠네 진짜 어, 빨리 아 좋다 라이즈 골프님 스포팅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음. 다섯 컵 받습니다 어? 어 나가 라이즈 골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음, 우측으로 공 하나 정도 갔어요. 와, 포트에서 뭐 하는 거야. 보니 찬스 아니었나? 네. 맞다. <laughs> 아, 이게 투빈 잡수는 돈이 잡힌다. 이번호는 451m 거리에 파5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하세요 Oh. 좋다. 야, 우리 280 나오겠는데? 깡샷, 깡샷. 한구가 좀 떠서.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기간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야, 오, 굿샷. 수유회 상황 네. 오진이님 수유회 차입니다 레이 네. 아 오늘 지 열렸는데 아. 아이고 열리죠? 오진이님 수유회 차례 멀리건 오진이님 수유회 차례입 아, 모르고 있으니까 풀고 쳐야 되나? 레이 팀에서 레슨하라. 차라리 파이브라서 괜찮아요. 네. 그 서준이가 부담스럽다. ready. 아이, 진짜. 샷. 야, 그럼 이걸 찾는 거야. 진짜 많아. 아, 아까 실수 많이 해야지. 아, 포토가 이상해가지고. Ready? 어 그래도 됐어 됐어 샷 이름 보디 센스잖아요 <laughs> 어 체인지가 되겠죠 자 선생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아 좋다 아, 입니다 음. 돌컵 우측으로 두칸 정도 봤습니다. 네. 샌드? 아, 좀 오, 내려봐. 좌측으로 다섯 컷 봤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ready. 조슈아, 좋다. 3자, 3자, 3자, 대박사. 아. 김수 저는 왼쪽으로 한 클럽 정도 봤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라이즈 골프님 퍼팅할 차례 오른쪽으로 두 컵반 받습니다. 아, 아, 아. 커팅할 차례입니다. 끝컵 오른쪽으로 반컵 정도 갔어요. 음. r 음. 음. 아, 저거 보니까 저기 놀려고 지금 아까 딱빠 있어. 아, 그렇지. 더 보기. 라이즈 골프님 퍼팅할 차례입 저는 오른쪽으로 반카 봤습니다. 와, 진짜. 땅바닥이 좋은 와, 눈 감고 노래. 이 그림 다 됐다. 야, 포토에서 몇개 까먹는 거야. 라이즈 골프님 수행할 지역은 327m 거리 카포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하세요 Fury. 수진님 수요일날 촬 양쪽 모두 오비라. 아. Fury. 수진님 수요일날 촬 왼쪽 오른쪽 모두 오비라서 여유가 없습니다. 멀리건 사용해입니다 음, 장수진님 수요일날 촬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그래. 오진님 수위나 차림 왼쪽 오른쪽 모두 오비라서 여유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오. 라기. 오진님 수위나 차림니다 사람 힘들어가는데 이제. 잘 맞았다. Good shot good shot. 스윙. 자, 수진님 스윙할 차입니다 레디. 공 됐어? 라이즈 골프는 스윙할 차입니다 레디, 레디. 지금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아 여기 좀 많이 나가는 네. 것 같아. 좀 어, 힘들어. 카메라 찍고 있다고. 아. 오키가 어, 좀 넓다. 빛이 날라면 힘들겠다. 아까비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네. 좌측으로 4컵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네. 네. 오, 들어있다. 아. 아. 라이즈 골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음, 네. 좌측으로 두컵 봅니다. Eu p e n s e 우측으로 한번 봤습니다. 센터 시장에서 우리가 안 파스리. 자, 선생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머리. 양쪽 모두 오비라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Ready? 오. 오. 오. 오진님 수행할 차례. 낯설어 계속 나온다. 아, 낯설어. 굿샷 와오 니어겠는데? 와 먹어 오 니어 굿샷 저도 퍼팅 저걸 못 퍼팅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클럽반 봤습니다 오늘 야 나오겠다. <laughs> 샷. 오. 굿샷. 초타 우측 조금만 어요 r 하하. 라이즈 골프님 수요일 전측도구를 476m 거리에 파5홀입니다. 부담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 몸이 쑥스러운다. 야, 뭐야, 어가 와, 깜짝이야. 좌측 수요일 좌 가볍게 스타치한 후에 준비되면 멀리건 사용. 네. 라이징 골프니. 멀리. 좁다. 얼마 음, 내르막이라서 아 땡길 것 같은데 어 박수 나오네 오 69! 아 그렇지 이 박수를 왜 나오구나 어렵다. 마리. 굿샷. 아, 확실히 예전에 처음 그때보다는 그걸 많이 했어요. 지금? 50 약간 6고 나오고 막 이러더만. 젊을 때 70세네. 이 당장 여유 발전한 거 아니야? 이거 보십시오. <laughs> 그래서 연습 안 해갖고 댓글이 안 나온다. 어! 아, 여기. 수상하다. 맞고 들어오고. 오준이긴 수위가 차례입니 멀리건 오진 Ready? 벌써? 살았다 살았다 확실히 돌고 쪽에 쓰신 거구나 슬라이스가 안 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들도 보통 슬라이스 많이 하는 건데 슬라이스는 잘안 나. 어 그냥 치면 돼. 넓다 저기. 아. 신기술이네 공 뒤로 가는 거. 오진님 수행하 차례입니다. 어, 신기한 거 많이 보여주네. <laughs> 샷. 샷, 샷. 수영. 전선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썼었어? 어. 아, 썼구나. 벙커를 조심하세요. 머리, 야, 오른쪽. 이게 또이 와. 갑자기 와이파이. 알라노. 대본다. 자, 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머리. 나올 거야. 어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컵 뒤편으로 내리막 나입니다. 어. 약한데 아, 평범 악셀 쓰니까. 오진님 파티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한컵 받습니다. 머리 어? 어? That's o k 그렇지. 나도 보 자, 선생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클럽 정도 맞습니다. r e 라이즈 골프님 퍼팅할 잘례입니다 포커 왼쪽으로 세컨 퍼스입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솔직히 가까이 사니 볼때는 후에 준비요 이만큼 꽃집이 나는 사람이 없어서 뒤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이스 페이 네. 라이트 골프님 수행할 차례니다 Olhem, Perdão. Nossa. Perdão. Ô, puxa. Nossa. Marinho. 저기가 음. 아깝네. 제시 아깝네. 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Então, mais um. Mais 홀컵 왼쪽으로 3컵 받습니다. 와 잘한다. 야 이거 세컨 얼마 안 남으니까. 굿샷! 아, 나이스. 나이스. 잘 맞다. 전선생님 수행할 차례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우측 네. 보니까 우측 핀이니까 오른쪽 감이 나갈 거라 생각해서 몸이 좀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는 그런 느낌. 굿샷! 오 들어가겠다! 아. 허. 야. 우측으로 한투럽 정도 갔습니다. 오히려 감안하세요. 야, 뭐. 친구를 풀린 커팅을 차리고 헛것이 진짜 안 돼. 전수진님 터뜨릴 차례입니다. 음, 저는 헛것 같습니다. Nice ball. Nice ball. 어, 어, 마음이 급하네. 아, 코팅이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다.